그득그 눌러놨죠? <laughs> 술을 먹더라도 되게 조용히 얌전히 먹는 사람들이 좋아 술 취해서 술주정 부리는 사람은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고 만약 술을 좋아해서 술을 먹어도 자기가 조절하는 정도 아 이 정도 먹으면 적당히 취했다 할 때 이제 딱 그만둘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는 멋있고 그냥 정말 술을 즐기는 거지 술이 나를 그냥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은 싫어요 제 예전에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사장 오빠가 나이가 젊었어요 근데 이서진 닮았어 잘생겼어요 평소에도 되게 젠틀하고 되게 멋있었어요 그 사장님을 쫓아다니는 여자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한테 여자친구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만 같이 그 이제 여자분들 같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라고 이제 한, 하루만 같이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? 그리고 이제 나갔어 저도 호감이 좀 있었고 그분도 이제 저로 호감이 있었나 봐요 호감을 이제 조금 가지려고 하는 타이밍이었는데 하루는 그분이 진짜 술에 엄청 진탕 취한 거예요 그 우리 직원들끼리 같이 아구찜을 먹으러 갔는데 아구찜 집이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는 게 바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데인데 거기서 술 취해가지고 들어 누워서 막 발버둥 치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걸 본 순간 너무 깬 거예요 아, 그전에는 되게 좀 뭔가 좀 설레이고 아, 조금 멋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들어 누워서 이렇게 막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너무 짜장 깨지는 거야 물론 술 취해서 그런 거 알지만 그래도 아 너무 갑자기 싹 그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대두님은 술 먹으면 그냥 자요 음 술 취한다 이러고 있다가 음. 이러던 침대 가가지고 와 이렇게 하고 자요 대대님 술주정이 없어요 잠이 술주정인가? 음, 그냥 자요